Thank you. 그래서 지금 자취방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버릴 게 너무 많아요. <laughs> 이게 다 치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아직 반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. 언제 먹어봤어? 나 혼자 가서 먹어봤잖아. 혼자? 어, 손밥하러 갔었어. 제 칼국수는 식판이어서. 음. 이거 감자. 밥도 아, 먹어? 아 감자가 있어? 진짜 옛날 그 무슨 근데 양파 막 넣고 그 음. 유명해. 이거 라면으로도 나왔잖아. 음. 무 말이야?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세상에 편의 없나? 오늘은 집에서 홈파티를 하기로 해가지고 저는 디저트를 맡았어요. 마침 얘가 집에 있어가지고 얘랑 아까 사온 팥앙금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밤이랑 팥 들어간 파운드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한번 레시피 적어보려고요. 적어봤는데 이대로 한번 만들도록 해볼게요. 몽글몽글해졌어요. 이거는 아까 사온 앙금인데 좀만 덜어줄게요. 이거 새로 산 파운드 틀이에요. 여기다가 이제 반죽 올려줄게요. aqui. Okay. 여기 쓰면 안 되니까. 이거 짜? 이거. 이 음식이? 없어 몰라. 더 넉넉히 뿌려. 음, 먹자. Merry Christmas. 이거지 응. 잘랐다. 더 먹어. 딸기 맛있다. 고 어때? 중간에 있는 게 뭐야? 팥이랑 밤.